냉장고를 만들려고 했다고. 근 네, 에어컨 너무 이 물을 냉장고로 하려고 했다. 그거면은 물만 어는 게 아니라 영재도 얼어버린다고. 이것도 얼고 여, 여, 꽁꽁한 냉동 나도, 나도 얼고 이것도 얼고 음. 이런 거야? 음. 근데 냉장고는 그 막아도 있으니까 괜찮고 음. 바람이 그, 그 냉동 바람이 안 들, かうんได้จ้ะทำไมตรงนี้มีแต่คนแก่อยากมาอยู่วะจะสาวทุกคนมาดูเขาก็แก่